동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입력해둘 링크가 나와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. 여기서 조금 스크롤을 내려보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중국에 퍼져 있는지 지도가 나오고 바로 밑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빨간색은 확진자, 파란색은 사망자, 초록색은 완치자, 노란색은 의심 환자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는 중국의 시 도별로 상세하게 몇 명씩 분포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.